8분 후도 차. 어, 전화 끊고 바로 물부터 올. 려 짜파구리가 뭐야? 급해도 고기는 많이 넣어요. 급해도 소금 후추는 뿌려야죠. 너구리 스프 다 넣었을 것 같아요. 물이 많네요. 급하니까 그럴 수 있죠. 아, 그릇에 탈탈탈 부어줄게요. 발로 찼으면 먹어요 면이 좀 퍼졌어요 퍼진 면도 매력있죠 큼직한 고기가 부드러워서 좋아요. 근데 점점 느끼해졌어요. 면은 하나만 써야겠어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요잘남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